어떻게 할까? 이게 29살이 보여야 되니까 20 아,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앞이다 아닌가? 여기 아, 앞인가? 여기, 여기 앞인 것 같아 오아 여기 앞에 아, 여기 네, 앞에 아, 예?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주고 여기에 그럼 20 하트 어디 있다 일단 하트 이 감각 쪽으로 야 빨리 붙여 자 붙여 어디 있어? 붙여 어, 여기 있다 Puxa para. Burbuja para. Burbuja. 안 뜨거? 뜨거워질러 뭐 하고 있어. 바로 가자. 자 이거 바람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저희 바람막이 가져주세요. 불, 불꺼주죠 불. 방에 불? 네, 불 꺼야 돼. 자, 생일 축하! 처음으로 불러주세요. 야 기대도 안 했다가 자, 자 소비를 소.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아, 나왜 딱지를 자꾸 그 나오노? 미래로 달아. 와 아, 뭐, 아? 치명적이야 이거 그거야 다준비했다 같이 태양의 미션 형 멤버밖에 없죠? 야 멤버밖에 없다 아나왜 자꾸지? <laughs> 깻잎 머리 어제 내내 그 연락 오는 사람 온다고 징징 아나 어제, 새, 그러니까. 어제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그 엄마랑 그 다음에 제이홉이랑 회사분 두 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밖에 나도, 안 나도 보냈잖아 형. 어, 너네 1시 이후였어 형 12시 40분 저는 형 나 저는 오자마자 뭐... 바로 생일야나 딱꼭지 계속 나와 태영이가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10명 정도한테 와 있더라고 근데 태영이 친구분들 한 여섯 분 정도가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준 거야